프로듀스 X101 국민 프로듀서 대표를 맡은 배우 이동욱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투샷 잡히고 싶지 않아요. No. 댓글에 민감해하지 마세요. 댓글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해주지 않아요. 여러분의 네. 혹은 뭐 너무 큰 상처되는 말들 다 넘기세요. 알겠죠? 화이팅!